콩국수 이야 어, 나 지금 드디어 3주 도달했어요 finally 지금은 시장에 와서 약간 구경하고 여기 마치 찾을게 콩국수 Actually looks really nice today Oh, this is the market 야 이거 사자는 거 어려워 배철마은 이거 한국말 뭐예요? 요주 요주? 응. 어 이거는 소 아닌가요? 안 써요 안 써요? 이거를 썰어가지고 어? 또신물에 단방 담갔다 건져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그럼? 어, 그래가지고 뻥카가 먹어 그냥 먹어요? 어 뻥카가 양념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얌얌 먹어요? 어 양념 해가지고 어 얌얌으로 먹어요? 어. 여자람들 우리는 이게 쉽다고 양념을 해가야 먹거든. 그런데 야들 저 자네들은 네, 네. 그냥 볶아가지고 네. 그래야 그 물 볶음, 저, 그래 볶아가 그냥 먹자. 그 물 펄펄 끓으면 그냥 탁탁 담갔다가 건져가지고 그래 볶아가 해 먹으면 안 써요. 비싸 안, 안 써요. 언니 여기 근쪽에 맛있는 맛집 있어요. 맛있는 밥 있어요. 밥 있는 집? 네, 아? 밥집. 밥. 어. 와, 땀이 나왔다. Follow me. 내가 인간 인간 식탄 GBS 어 사장님 사장님 태양 식탄 어디 있어요? 뭐 어? 찾았어요 어디예요? 네 어, 열어요? 이거는 바로 열어 어? 이거는 한종식 아 이건 뭐예요? 반찬 많이 있는 거? 오케이 허리밥 정식 사장님 추천했던 거 안녕하세요 이거 나왔어 이거 모르겠지만 뭐예요 이게 와. 어, 라이스 워터 사이 사이몰 음, 오 맛있다 시원해 뭘안 줬어 근데 이거 줬어 오. 와 This is the diet water 네. 혹시 어. 어. 어, 이거 이거는 청국장 아닌가? 아, 사장님 혹시 이거 청국장이에요? 된장. 아, 된장.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뭐고? 그, 음, 맛있다. 이 이거 약간 엄마 만드는 맛 아닌가? <laughs> 음. 하필 이거 리뷰더 되나요? 리뷰 가능? 이거 리뷰도 될까요? 이거래요. 아, 가지예요. 가지? 네. 음, 맛있다, 가지. 음. 이건 뭐야? 아 일단 이거 깽기인가요? 네 맞아요 이거는 맥스 이거 맞아 음, 음, 음. 123유로 나다님 물 좀 주세요 몇불 먹었어요 이거는 한국말 잊어버렸다. 이거 알아요. 아, 사장님 그냥 먹었어요. 맛있어요. 그냥 먹으면 안 아, 맛있어 이거는 보약이라 보약. 씹어 먹으면 돼. 카레 맛 나지 카레 맛. 카레 맛 나지. 이거 This cool. 어, 내가 솔직히 팝클이 하나 사고 싶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혹시 팝클이 팔아요? 네? 팝클이 팔아요. 약간 식탄처럼 팝클이. 뭘 말하는 건지 뭔 모르겠는데. <laughs> 어, 팝클. 아, 그릇. 아, 맞아요. 팝클이. 응. 어, 맞아요. 여기 있다. 아, 밥그릇. 어, 어 맞아요. 밥그릇. 이거, 어, 이거 하나 주세요. 네. 1,500원 드릴요 네. 1,500원이요. <laughs> 이거 비슷해. 와, 하루 엄청 예쁘다. 아가 집에 가야 돼서 지금 진짜 못 가. 잠깐만요. 화이팅! 아이씨. 화이팅! 하나, 둘, 셋.